you 전말에와 네, 건다가 뭐 안 나오니 야니 여보 겁나서 많은데 겁 없이 먹네 이제 모르냐 자라 잡아봐야 야뭐 요 안에 잡아가지 이거는 요 사람은 억수까지 있데 딴 고양이들은 쳐도 안 먹어 다 내다봐봐야 뭐 지금 무슨 거 받는 거 어째 자꾸 박사는 길에 가요 순놈들이 지금 몇 마리 와가 싸우거든 야 지금 그런 것도 한 마리 왔던데 두 마리 싸워 털은 슬퍼 하나 둘이 싸워 누군데? 겁났는데 겁났네 아직 이래가 약네 번이나 미겠다. 수술해보면 아예 순도 근데 딴 고양이들이 쑥놈 애가 같이 댕기면 이건 애가 다르가지고 볼 때막 뛰고 패요 막 팬다 아, 혼자 이거 가만히 뭐 사람만 따르고 thank you